다음에 뭐 어떻게 보셨죠? 아왜 안다? 이게 안 닿냐 왜? 아 뭐야? 방금 뭐예요? 왜안 나가 두 번이나? 뭐야 이거 판정?